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뿐인 인생 기쁨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하루 그리스도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자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 기쁨을